할머니 로안이랑 우리 할머니 저기 추석 맞이 응. 댄스 댄스 자 로안아 로안이 할머니한테 자 자, 할머니 자, 할머니 하나 둘셋 got it. 아유 다 할머님도 이거 할 수있요 응? 그 뭐라? 이거 하트 이거 거 응, 응. 아니, 이거 이거, 이거 하트 이렇게 n 네. 말고 요거 말고 응. 이 요렇게? 그죠? 그죠? 응. 응. 이렇게? 음. 응 이게 하트 <laughs> 사랑해요 할 때 하트예요 사 Got it. 어디 여기 이거 이거 로안이 일로 와, 로안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로안이. 세나 로안이. 자, 로안이 일로 와. 로안이. 자, 일로 와. 로안이. 자, 일로 와. 안 돼요. Thank you.